안녕하십니까 서울병원 검인성 부병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허리하고 골반의 어떤 상관관계 짤룩한 허리 그리고 풍부한 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WHR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waist하고 hip의 비율, ratio waist hip ratio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허리하고 이힙 사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황금 비율은 지금 2대 3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이 2 그리고 골반 쪽이 3이 됐을 때 가장 여성적인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허리하고 이 골반의 라인은 안쪽에 있는 뼈에 의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결정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갈비뼈하고 골반뼈가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에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체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인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체중이 늘어서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최대한 그 지방을 빼서 허리를 좀 잘록하게 만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라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원래 라인이 좀 밋밋한 경우에도 체중이 있으면은 어쨌든 뭐 지방이 좀 붙어있는 형태니까 최대한 그것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살짝 또 라인을 좀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반 뼈라든지 엉덩이 근육에 의해서 이제 골반 라인이 결정이 되는데 그 라인이 없는 분들은 그 지방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어 넓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은 최대한 파고 골반 쪽을 이제 이식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주면 2대 그 3이라는 황금 비율을 인위적으로 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 허리가 짤록해지고 골반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황금 라인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개는 어떻게 되냐면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 위치에다가 이제 절개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꼬리뼈 위쪽에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하고 골반과 꼬리뼈 사이에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골반이 좀 크거나 바깥쪽으로 좀안 닿는 부분이 생기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다 추가로 절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절개는 수술 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짜어리가 아주 잘록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인이 확 파지거나 또는 이제 확 커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는 최대한 또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거든요 통짜인 경우에 허리에 뭐 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지방을 빼서 조금 라인을 좀 더 좁게 만들고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이식을 해서 뭐 골반 라인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은 뭐 황금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조건에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65MC 병원의 권민성 부병원장이었습니다.